쓰고 날 뻔해 쓰고 날 뻔해 찌르 찌르 찌르 찌르 틱톡을 먹겠습니다. 예! 공채 <laughs> 이거 너못 먹어 공채야 <laughs> 아 사방에서 <laughs> 감냉이 냄새나 음. Nope. 꽁제 시그널 한번 보석해볼게 시그널 뻔해, 시그널 뻔해.